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잡사입니다 아, 오늘 먹어볼 것은요 홍어삼합입니다 홍어삼합 아. 제단골집은 어, 목포의 해봉수산에서 홍어는 주문을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홍어 코도 있습니다 코 많은 분들이 그 덕인집 영상 보면 코 그 오도독한 식감 소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졸라봤습니다 사장님한테 그쪽코좀 좀 한번 보내주시면 안되냐 그러니까 코가 거의 없대요 홍어 코가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좀 구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어, 정말 우리 해봉산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건 저희 김장김치 어, 이번에 담은 저희 김장김치고요 이건 삼겹살 수육 삼겹살 수육도 좀 이렇게 오돌뼈가 있는 부위로 해가지고 삶아봤습니다 어, 직접 삶은 거고요 자 오늘 방송명은 어, 잡 사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 사운드 음. 리얼 사운드라고 하긴 조금 아쉽고 어. 그렇다고 그냥 방송이라 하기엔 살짝 소리가 이런 게 좀 좋은 예, 잡사운드라는 예.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콘텐츠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홍어삼합 리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もうこ icattı.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어, 야, 홍어도 많이 삭힌 홍어에다가 또 김치 어, 그, 돼지고기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것도 홍어 삼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맛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땡기실 것 같아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좀 도전해 보실 만하다고 봅니다 홍어 삭힌 향이 조금 이제 돼지고기랑 김치 향 때문에 조금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도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바이바이